여기 싸워. 거기서 보여? 어, 아니 안보는데

저기 있다. 여기로 온다 이리와 여기로 와 지금 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우 개울빛에서 우리 빨래 하는 데서 얼마나 소리가 나는지 내가 그렇게 불러서 불러주니까 옛날에 방울이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갔어 얘가 도망가니까 그 하얀 놈이 쫓아가는 거야